이별에도 준비가 필요하지 그럴 리 없어 내 사랑만큼은 특별하다 생각하며 웃어 어찌 보면 요즘 그녀 평소와 다르지 않은지 무심한 표정 그 싸늘한 말투 모든 것은 그럴듯한 이유 있을 때 그녀에게 감사하기 어쨌거나 사랑했던 기억으로 다다다라리라라 다라리라라 호호호 다다다라리라라 다라리라라 호호호 문득 생각해보면 사랑한단 말 들은지 오래 내 농담에 웃지도 않고 전화도 없으면 일다은시 자식은 왜 그리 자주 소문은 왜 그리 들려고 그 녀석 쳤어 우리들 사지 없어지면 다시 라는 변신 있을 때 잘해주기 떠난 뒤에 미련이 남지 않게 굳자게 굳이 말기 어제거나 사랑했던 기억으로 난난 라라리라라 라라리라라 호호호 라라라라리라라 라라리라라 않아요.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해보세요.